와.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무조건 건데. 순간으로 열망이 돌았다. 비트 깔아줘? 비트 없이 하는 거야? 아 그런 거 잘 못하는데. 근데 상조? 저걸 안 받고 싶으면 어떡해?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받을 거야. 오케이. 내 머리에 얹을 거야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시작. 다시 한 번. 끝. <laughs>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네,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준비됐나요? 네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졌다. 시작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이렇게 진행할 거야. 이거 멸망.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당연 먼저 해줘야 돼. 준, 준비 아, 준비 준비되면 내가. 네. 잡으십니까? 요 한다 한다. 하나 둘 셋. 뒤에퍼물는데 다시 쓱 쓸까? 할수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난 아직 안 끝났다고 나로서 난 동경이를 사랑하는데 동경이도 나를 사랑해 이, 여기서 부정적인 거 나오면 난 이만큼 좌절할 <laughs> 것도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책임감이 없다 와 동결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? 멸망시켜줘! 과연 멸망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? 신중하게 결정하라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대답하기 싫은 것 같은데 카드가 <laughs> 그럼 그래서- 주희기가 하면 내가 읽어주면 되는 거야? 아니면 홍규가아 내가? 왜? 왜? <laughs> 왜 네가 뽑아? 아 내가 대신 뽑아주는 거 아니야? 그냥 아, 읽어주기만 미 해줘. 너 할 때 뽑아. 당황했어. 알았지? 어 몰랐어 그럼 나? 때로는 우연의 기대라 무슨 말이야? 자 우리 드라마가 잘 될 수 있겠지?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. 과연 주의기는 사랑이 먼저일까 우, 우정이 먼저일까? 다, 다시 생각하고 질문하라 생각하고 질문하세요? 아 대답이야? 아 이런 거 선택해 차도남이랑 잘 어울리는지 직진남이랑 잘 어울리는지 궁금합니다.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. 와. 어떠한 선택권 있네. 유리하다는 와 진짜 제일 좋은 답변이네. 제일 좋은 답변